너무 미세먼지 다 들어갔다 우와 자 로안이 태원 로안이 태원 자 로안아 아빠가 선물 준비했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로안이 어? 로안니 저거 축구공 뭐야? 어? 그골 하는 거야. 그렇지. 로안이 축구 선물. 봐봐, 같이 해볼래? 슛 골. 로안이 해볼래? 아니. 이렇게 해서 골짝. 어, 그어갔다 이렇게. 아, 아, 오시 오시.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잠깐봐 예를 들어 슛. No. 이걸 못 넣어? 엘로안이 2박 3일 입원하고 방금 퇴원 축하합니다 고생했어요 응. 네, 입원해보니까 어땠어요 손님? 응. 어. 응 아, 그래 그래 아 그랬어? 응? 집에 오고 싶거나 뭐 그런 거 없었고요? 2박 뭐 동안 고생한 엄마한테 한마디! <laughs> 뭔데? <laughs> 자 엄마 사랑해요 여자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지금 나갔지 엄마 여기 아니 왜있죠 뭐 없는데? 여기 있나? 어디 있나? 없네 응? 어 루안아 엄마 나왔다 엄마 루안이 엄마 엄마 엄마 루안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골라봐봐 엄마? 어 엄마? 엄마 맞아? <laughs> 맞아 맞아? <laughs> 아 <laughs> Yeah. 今からやりますまあ終わって全然痛くなかったし今終わって上の歯だけで印象がすごい変わるからびっくりしましたこんな感じでわすっごいプロでした皆さん Ooh. 그렇지그렇지와잘하네우리로안이아조즈하이파이브하이파이브자마마또하이파이브예마마아라브시간 고이마스 오하. 오하. 아 오늘 유카가 눈이 부십니다. 아 너네가 좋아하는 옷 입고 오늘 오랜만에 사람답게 입고 음, 오전, 오전 데이. 데이트. 자 알짜 데이트 갑니다. 로한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9시 50분부터 데이트. 가는 대로 음. 실속하고 즉흥적인 데이트. 오늘 유카가 아주 예뻐서 나갈 수밖에 없는 날 애월 쪽에 이제 신상 카페가 있다고 거기에 가고 있어요 이따 봐요 아, <laughs> 내리시죠 항상 문 열어주는 <laughs> 우와

예다 이거 진짜 그때 하나 샀어야 됐어 얇은 네, 게 있었나? 하얀색이랑 카키색이 있었어 내가 더잘 알아? <laughs> <laughs> 여기 로안도 되게 좋아하겠다 아, 여기, 여기 먹어가지고 빵! かぼや船に乗ります船うん、はい、船に乗るよすごいでしょ、うんすごいね。 本当だームコギと一緒えー、ムコギと一緒ググイググイグイかわいいああまた同じことしてるかわいいしんなしんなんだ저기폰당해볼까아이스맞다아이스먹고하자 어때? 맛있어? 맛있지? 호랑이 넣어줄까? 호랑 괜찮아? 조금만 샤워? 근 너는 왜? <laughs> 왜 우리한테 와 있어? 되네야 <laughs> 이게, 이게 이제 와버렸네 우리가 구독자 10만 돼서 실버 버튼이 이제 있는데 또 다른 버튼이 하나 생겨버렸네 유튜브 한지 지금 벌써 5년 6년 정말 아무도 관심 없고 나도 뭐, 아 이런 거 왜 하냐 뭐 틱톡도 뭐 왜 해 그, 그 시간 낭비하고 빨리 와 청소나 더 해야 방 하나 더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럴 때 이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유카가 <laughs> 시작해가지고 뭐 진짜 옛날 우리 기억나 My husband Lee 아 그거 지우고요 <laughs> 제일 못생겼어 진짜 누가? 내가? 아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가 벌써 우리 이제 24만 25만 달려가고 있고 야, 틱톡은 심지어 지금 200만이 넘어서 220만이 돼가지고 지금 뭔 일이야 이게 <laughs> 아니 이런 이런 와이프를 만난 나는 당신들의 네, 니네들의 그 댓글 인정합니다 요즘은 뭐냐 뭐 이순신 뭐뭐 뭐 좌타수 우타수 뭐 전생 뭐 이런 걸 떠나서 세 개를 구했다던데 <laughs> 그래가지고 육하랑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도 전생 전생해서 아 진짜 전생 <laughs> 예약하려고 <laughs> 자 일단 오늘은 우리 육하가 열심히 해서 받은 틱톡 어워즈 언박싱 한번 육하가 오빠나요? 내식으로 해도 돼? <laughs> 괜찮아? 요즘 왜 괜찮겠어? 요즘 스타일 언박싱 좀 해볼게 나 찔리지 마 아. <laughs> 그러니까 찔르지 마 아, 찔리지 마! 미세먼지 다 들어갔다 <laughs> 괜찮은데? 스타일이다 이게 난 모르겠어 여봐 여봐 왜? 마이너 코로나? 아, 와 congratulate every year i n s p i r e by Korean like you also. congratulate. congratulate. 난 영문이네 오야하 털어서. 와, congratulations for s u r p a s i n g one 100만이잖아. 응. 220만 되도록 왜 100만 대 신청 안 했어? 몰랐어. 아우아들은 몰랐어요. Congratulate. Every day we are inspired by creators like your Congratulations on recording the incredible milestone of one. 내가 생각난데? 소소소소. 퀸즈 ですなってことやんな。何クイーンズあなたキンズブでロすン。スだよ俺はもう環境で済んだよ。This is for you. Thank you 소감 한마디. 어, 틱톡은 음. 정말 어, 그런 말이 많이 들었어요. 간단하게 영상 찍고 돈 많이 벌면 좋겠다. 진짜 그 자, 짧은 영상 안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이제 자료화면 내가 보여까 내가 얼마나 뒤에서 고생했지? <laughs> 그러니까, 항상 음. 응원해주시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순장 음. 우리 구독자분들 응원해주시는 분들 친구들 <laughs> 소속사 기화님이랑 준희님 <laughs>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매니저 있잖아 매니저 저기 이 로하 아 로하 어. 맞아 로하니 고마워 이 채널은 나중에 다네 거야 음 <laughs> 가져가 가져가 제발 빨리 가서 가져가라 <laughs> 그만하고 싶다 우리는 은퇴 우리는 엄마 아빠는 은퇴해서 네 돈으로 세계여행이나 다닐래 고마워 다음 꽃도 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편집 되게 힘든데 어떻게 타지? <laughs>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안녕 바이바이 안녕 고생했어 오케이